힘의 길 공주 갔어 일로 야 오전 10시인데 벌써 따뜻하네 빨리 와 일로 와 가자 시간이 오전 10시 좀 넘었잖아요 야 햇볕 뜨거운데? 와저 집에 야자나무 가 야자수 같은 거 제주도는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 온 것 중에 제일 일찍 일어났어요 삶이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바람 개꿀 홍아 왜? 바람 맞는 거야? 어 공주다 <laughs> 공주다 풍아 공주다 공주 그녀가 나타났다 공주 온다 공주 온다 공주 온다 어 오는 거봐 이뻐 아 좋아 아유 좋아 공주 잘 잤어? 잘 잤어? 아유 풍아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거칠어 왜 이렇게 거칠어 오늘 아니 풍이 몸살 났어요 공주 때문에 공주 때문에 몸살 났어 몸살 났어 거기만 바라보고 있고 집에서 나오면 그- 거기부터 가려 그러고 아 근데 풍이 진짜 너무 몸살 났어요 지금 그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어? 던져? 던져 던져? 야 풍아 넌 안돼 풍아 <laughs> 넌 안돼 넌 안돼 너는 안돼 너는 줄 못 풀어줘 풍아 너는 줄 못 풀어줘 넌 바보로 안돼 풍 풍이 일로 와봐 아빠 살짝 풀어줄게 어, 됐어 야, 놀아 이제 우와 어, 내핸드나 네. 저기 길 막고 있어야겠다 불안해 여기다가 어 멋있어 난리 났어 풍이 좋아 죽는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리트리버는 안돼 어? 말라밀 또 가문의 리트리버는 안돼 음, 공주도 나쁘진 않나 이거 루키아가 봐야 되는데 아니 공주가 똑똑하네 아저씨 그만하세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공주 힘들어 그만하세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여기 앞 여기 걷기가 힘들어 풍아 저로 나가자 아빠 힘들어 가자 가자 아, 아, 아, 아빠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 야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야? 어? 아 풍이가 좀 거치네 엄마 여자를 그렇게 잡아뜨리면 안 되지 야 쟤 애기야 애기 어? 7개월밖에 안 됐대잖아 얼른 와 어, 가서 물 먹자 편아 가서 물 먹자 너 목말라 일로와 아 공주 한 번 보면 정신이 없어 네가 침 다 묻혀놨잖아 또 공주 공주 지금 침 묻어가지고 닦고 있어 어떻게 빨리 와 그만하고 와 너무 힘들어 살살 놀아야지 일로 와봐 너 이거 뭐- 야 여기 이거 다 뭐야 기다려 기다려 이거 다 뭐야 아우 이거 닦아야겠다 콩아 가서 닦자 이제 그만 공주 다 닦았어 그만 콩아 가서 물 먹자 물 공주 갔어 공주 갔어 빨리 와 가서 물 먹자 풍아 가자 물 먹자 가 물 먹자 물 먹자 너 혓바닥이 지금 땅에 끌릴라 그래 아 공주 갔어 아 바람 맞는 풍아 아, 먼지가 자동으로 털리네 가서 얼굴만 좀 닦자 풍아 공주 봤다 또 공주 봤다 저 앞에 공주 봤다 이제 공주 갔어 공주 갔어 일로 사장님 들어가세요 네, 들어가서 물 드셔야죠 네, 공주는 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물 드셔야죠